you 여전히 불면 너라는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이 검은 조명이 작은 내 방을 비추면 오늘도 역시 날 불면 그저 기다림이 숙명 이젠 나도 정해볼까 숙면 그럴려면 사랑이란 수면 제가 필요해 제가 날리네 날이 밝았네 밤하늘 같은 해바 stars.